음. 괜찮은 것 같아? 네, 사장님. 음. 좋겠다 입이 에 걸렸네요 친구들 항상 밑 까불어가지고 어 야구복 입었네 <laughs> 귀여운 이누랑 이누 형 까불어서 갇혀있다 너 왜 까불었어? 나도 안 받고 아저씨가 안나 진짜 레오나 진짜 맛있다 음. 음. 그나마 내가 김밥을 시켰다 음. 어? 이런 건데 많아 쿠키 쿠키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보자 손으로 먹어야겠다 역시 계피가 이게 무슨 맛일까? 야, 바로 입으로 아 진짜 웃긴다 Paralyzed, like no disguise, no shame. paradise, the grandest prize, no me. Eh. Paraclete shows a pair of hearts to the king. Son replies, this is worth the fight, angels sing. This is the Big Bang, the cracking of the cold. rockets glow. This is the music that made the whole world turn. The love that 왔어요. 우리 뭐 먹어요? 우리 골라보자. 채끝? 채끝 하나 할까? 아 이거 갖다 보면 이거 먹어. 이런다 걔들이 좋아서 못하는 간이 뭐랄까 부분에 좋다고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음오 숯불 고기 고기 <laughs>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뿌릴 거예요? 아니 소금 없는데? 있습니다. 음. 장에 찍어서. 어, 진짜 맛있어요. 음. 근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땡? 음. 죽는 거 아니죠? We did like our first time. We look in my eyes with you. I'm always young. you're my only one. I see past your wrinkles and scars.